9th 11:54 p.m. and I'm on my way to the subway because I am going to Hongdae to meet up with a friend. It's literally like I'm so surprised it's not hot at all. I mean it's like hot but this is like the not <laughs> hottest it's been since I've like been to Korea because it's like it's windy which is like really refreshing and it's really nice. It's normally like super hot and humid. My subway is coming in like two minutes, so... 친구 만났어요 어 친구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타이거 슈거 빅텐하고 <laughs> 뻔뻔해져야 되는데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게 존맛탱 진짜 진짜 맛있습요 추천 추천합니다 <laughs> 우리가 어디 가냐면 지금 어디 가지? 어... 에러 에 에러 에 아델 아델 에러인가? 어디야? 어, 어. 어. 이 이쪽. 이쪽? 이쪽? 어머야. 어머, 어, 건너봐. 그래, 건너? 어. 우와! 암튼, 나중에 다시 킬게요. 아더에로 어, 어 려하다가 음료가 있어가지고요. 돌다가 코너 들왔어요 아! 어. 어. 아! <laughs> 아, 너가 잘 부르는 걸로 나? 해 나? 네, 나요? 네, 네, 나다 못 불러요. <laughs> Yeah. 가는 새끼를 먹어도 살도 살아서 올라왔지. 실패를 것 같이 저만 바라보고 뱉어 딱히 맛은 없지. 잘하는데? 완전 잘하는데? 나쁜 인플루언스도 많은데. 영어로 해야 되겠다. We're on our way back to the store after karaoke. and Okay, there's a lot of people and um 걸어 왔는데 여기 엄청 이뻐요. 우와. 물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네. <laughs> 우와. We went to the store, but um, it was very uh, <laughs> 부담스러워. so we left. They like followed us like into the room and wouldn't leave. 그래서 we left. 이제는 할 게 없어요. 어가기입니다 근데 열, 열린 데가 있어? 뭐 먹을까? 진짜 완전 간단하게 먹고 향한 입에 먹어야 돼. 아파. 좋아하지 않아 맛을? 아! 맛있어. <laughs> 어, 목 뭐 설마. 그치? 어. 차가워. 열 거는. 3만, 아, 3만, 3천, 500원. 홍대 살게 없어서 신촌으로 왔는데 게 없어요. 저희가 올 <laughs> 코너 2차 시작! t h i n k 이라는 데로 왔어요. 그리고 얘는 프렌치 프라이 편의점 갈 거예요 빨간오빠 저희는 지금 편의점을 찾는 중입니다 왜? 편의 <laughs> 편의점 가서 2차 하려고요 저 앉을 데 있다 어디 어디? 시우, 아 시우 시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CU 차이 무엇? 이슬과 소주 실화야? 싫어 싫어 나던 드든 나 무서워 어떡해 오빠 제 딸은 원샷이었죠?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진짜야? 응 반샷 안 돼요 이마 잡고 마시 바로 이렇게 쳐으면 돼. 나 젤리. 무서워. 싸. Okay, ready? Ready, ready? Ready? No, not ready. 짠! 반사 안 돼요? 원석 가져. 아, 갑니다. That's just all a game of I was on the subway and I was standing and I <laughs> literally thought I was gonna throw up. But right when I like felt it, someone like left right in front of me left so I sat down right away. I was sweating like frick even though it wasn't even hot in the subway. My head hurts and my stomach hurts. Also I think it's worse because I drank on like kind of an empty stomach and all I wanted to do was go home and lay down. My bag is so heavy because I have my camera, I have like a big toner that I bought and then like cleansing foam. All three items are so heavy. I'm walking fast because I just want to go home. I also need like pee as heck. Frick, I need to pee so badly.